앞으로 약간 잡아당기는 거 집 좀 갖고 와서 오른발 구부린 거 되게 좋고 엉덩이 살짝 들썩거리는 거 이렇게 가볼까? 여기 가보자 왼발 오른발 힘이, 힘이 더 많이 생겼네요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졌고 엉덩이 한 번 들썩거린 건 아까 한 번 엉덩이 들썩거리는서 나타나는 거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엉덩이 살짝 들리죠 이렇게 들리는 거 각도 조금씩 기울일 수 있고 발끝 떠는 것 정도 오른발 떠는 것좀 더 좋고 허리 움직이고 잘 닦아주고 여기 예, 가보자 버릇 양발 다 떨고 양발 다 떨고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갈때 갈... 엉덩이 허리 이렇게 뽑아 올리고 여기 지금 음, 허리 각도로는 걸으면 얼른이 조금 더 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씩 하네요 네. 나갔다 다리가 아주 조금 고구러질 필요는 있어 보이고 허리 각선이 많이 좋고 가보자 애리 가보자 다리가 이제 뒤로 끌리면 이렇게 고구려질 필이좀 나타나는데요 네, 가보자 가보자 가고 싶어